안녕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김치볶음밥 열라면 보이진 않지만 스팸과 후추김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고 음...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라면이 부를 수 있으니까 라면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라면은 처음 먹어봐요 노릇해진 치즈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은 제가 잘 만듭니다 완전 노릇하게 누른밥이 됐어요. 아, 이게 또 진국이거든요. 김치볶음밥에 스팸 얹어서 음 나이거 한 입에 <clears throat> 못 먹겠는데 어머나 벌써 이만큼이나 아니지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내가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?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불쌍해 보이지? 그럼 안녕 뿅끝끝끝끝끝